아 트레이너잖아 씨. 진짜 씨. 빨리 뽑아 그냥 야 오늘만 만나는 사람이 트레 아왜 이렇게 많아 오늘 아 진짜 시간 아깝게 오늘 왜 이렇게 많냐 트레이너 <laughs> 어 철권 왜 이렇게 됐냐 어